썸네일 왜 클릭하셨어요? 가성비 갑 다이어트 운동하려고 클릭했죠? 지금 딱 5분 체지방 커팅 시작할게요 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딱 1분만 해보고 결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살은 빼고 싶은데 어우, 운동하기에는 또 너무 춥고 막 뭐 몸도 움직이기 싫고 근데 살은 빼야겠어 짧고 굵게 가성비 값 운동하고 싶어 그래서 준비했어요 단시간에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 맞는 말인지는 저랑 함께 운동해보고 결정해보기로 해요 물론 이렇게 좋아 보이는 운동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위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보고 올게요 그럼 바로 짧고 굵게 딱 5분만 인터벌 운동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다리 가지런히 모으고 손을 앞으로 모아서 준비 시작 하나 둘후 하나 둘후 네, 이렇게 점프하는 더블 점프 동작이에요 호흡은 천천히 하시면서 네, 동일하게 계속 반복할게요 오늘 운동은 20초 운동 20초 휴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20초 있다가 쉴 거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쭉쭉 후, 후, 잘하셨어요 자 이제 20초 휴식은 이렇게 제자리 걸음으로 할 거예요 후. 네. 아직까지 괜찮죠? 네, 호흡 하시면서 이렇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운동이랑 휴식 혹은 이제 저강도 운동으로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하는 운동을 말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점프 시작 호흡은 하시면서 올라갈 때후후이 시간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네,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즐겁게 웃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스마일 좋아요 여섯 네, 자리 걸음 아직까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20초 운동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초 휴식 때는 아, 너그럽게 좀 쉬면서 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또 내가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뭐 손으로도 얹어보시고 네, 내 몸에 집중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손 모아서 천천히 시작 하나 둘셋넷 네, 중요한 거는 일정하게 하는 건데요 오늘 뭐라고 했죠? 구강도 운동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 뽑아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후, 후, 후, 후. 여러분 제 속도 맞추고 계시죠? 네. 후, 후. 그만. 후, 휴식 시간이 왔어요, 또.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이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살 빼려고 운동하고 있잖아요. 오늘 운동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렇게 운동할 때도 칼로리가 소모되는데 오늘 운동 끝나고 나서도 칼로리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이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동작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X자로 갔다가 쭉 만세 반대쪽 고강도에서 중요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힘차게 후 올라갈 때후 후. 혹시 아 이거 별로 고강도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점프까지 후! 그만! 쉴게요 네, 제자리 가요 다시 흥분됐던 몸을 가라앉히고 잘하고 쉬고 계세요 자 또 가슴에 한번 손 얹어서 얼마나 심장이 쿵쾅거리는지 지금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숨이 차는 게 느껴진다면 고강도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번엔 엎드릴게요 자 플랭크 자세에서 골반 딱 고정하고 터치 시작 후후이 동작에서도 네, 중요한 거 리듬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거예요 후, 후.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냥 버티고 있어도 되겠죠? 할 수 있다면 후, 후, 후, 후, 후, 후. 그만 다시 제자리 걷기 휴식 혹시 이렇게 운동하시다가 좀 어지럽거나 힘드시면 은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다시 따라오셔도 괜찮아요 하, 여러분 진짜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음, 휴! 저도 힘드네요 자 다시 그 다음 동작 엎드릴게요 라운드 클레이머 시작 자, 역시 이 동작도 무릎을 당길 때 후, 후, 후, 후. 고강도 운동이니까 할 수 있다면 후, 후, 후, 후, 후, 후, 빠르게 하시는 게 좋고요. 하나 너무 힘드시면 버티고만 계셔도 괜찮아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후, 후. 그만. 네, 잘하고 있어요. 휴식. 네, 휴식 때는 이렇게 제자리 걸음으로 운동하고 있는 느낌을 계속 유지할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두 개 남았어요 자 주먹 딱 쥐고 저를 따라 준비해 주세요 그대로 시작 후! 후! 자 파워 있게 힘 있게 쭉 올라갈게요 여러분 주먹이 천장에 닿으셔야 돼요 고강도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올라가요 쭉. 쭉 지금 열심히 강도를 높일수록 운동 끝나고 칼로리가 소모돼요 아 그만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내 자신을 칭찬하면서 아 수고했다 마지막까지 힘낼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한 평만 딱 잡아주세요 달리기 자세 잡고 준비 시작 1평 러닝 1평만 있어도 달리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고강도니까 뭐라고요? 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얼마 안 남았어요 할 수 있다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만 오늘 할 운동이 어, 나한테는 조금 쉬웠다 싶으시면 은이 운동을 한 세트로 해서 한 두 번, 세 번 세트를 구성해서 해보셔도 좋고요 아, 운동하면서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네 번째 동작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 날에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러가셔도 괜찮아요 오늘 운동한 고강도 운동은 꼭 정리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아이카드를 클릭하셔서 스트레칭으로 꼭 마무리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이거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이것만 하세요. 아, 스트레칭 잊지 마시고요. 스트레칭.